수 없는 여호! 여심을 스 녹이는 달콤디 저트 베스트 5! 아, 먹을까요? 이거요. 이거요. 뭐 이거요? 더 어, 미나 설명해 주세요. 그래 묻지니까. 맞지요. 네. 일본 거죠 원래는. 네. 근데 저도 딸기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건 네. 감귤은 감귤도 있어? 귤은 처음 봤어요. 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파나요? 네 먹어봐요. 아, 먹어봅시다. 네. 네. 우와 네. 대박. 아, 처음 먹어봐 귤. 저 딸기니까. 음! 한 입에 들어갈까 이게? 한 입에? 해볼래? 오디오가 어떻게 많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한우. 음. 음. 음. 진짜 대박이다. 어. 이거 원래 일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엄마가 한국에 오셨을 때 네,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고 해서 샀어요. <laughs> 한국에서. 나는구야. 진짜랑. 아직 안에 팥이 음. 단데 과일이 되게 상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도 되게 좋고 덜 달게, 덜 느끼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제로 우리 케이크를 이렇게 조각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파란색 초코피도 있고 크림치즈도 있고 아 진짜 크림 그리고 여기 초코 가자. 네. 반짝반짝.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농도도 짙어. 아. 어, 이아 진짜 치즈.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뚫렸어 죄송해요. 잠깐만요. 와 진짜 이거 음. 진짜. 이게... 와플. 와. 음. 한 입만 더요. 바로 와플입니다. 와플. 이 와플은 정말 한 조각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입거리입니다. 이거는 한입거리입니다. 한 번에 드실 수 있다고요? 네. 할만하세요? 제가 아닙니다. 멤버들 다 같이 먹어야, 먹어야, 나눠 먹어야 되니까 명령이다, 제가. 좋네요. 음. 우아하게 먹어야지, 뭔가. 그래, 그래 우리 걸그룹이니까 그래, 우아하게 먹자. 그래, 우아하게 먹어보자. 아, 음. 걸그룹의 와플 타임. 음. 더 생크림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먹으면서 박수 연기야 얼려 받아요? 받았네요? 받았다 어? 버터를 받은 줄 알았어 받아 미쳤나 이 그 허니버터 브레드를 먹을 때이 네. 크림을 다 걷어내고 먹어요. 왜냐면 네. 왜요? 이게 찍어 먹어요, 크림을. 음, 아. 왜냐면 눅눅해지더라고요, 흘러내리면. 그러지 않아요? 다시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행 음. 왔을때 네. 너무 이게 궁금해서 아, 일본에는 어, 이게 없나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아, 궁금해서 어, 네. 음. 엄마랑 같이 맨날 아침에 먹었어요 네. 이런 거는 코에 이런 거 묻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죠. 어, 한번 해보, 해볼까요? <laughs> 그럼 내가 <laughs> 이렇게 그, 상황극. 상황극, 상 어? 어? 바보같이 왜 묻히고 먹어? 마카롱 덕후에게 먼저 시식권을 줘보고 싶네요. 음. 여기 마카롱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네, 제가 근데 그냥 마카롱을 안 줘요. 맛있는 마카롱은 네. 그 마카롱의 그 농도가 짙고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네. 근데 맛없는 마카롱은 부스러져요. 아,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한번 우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자! 귀엽게. 마카롱 은 한입거리 아닙니까? 음 커피다 맛있어 마카롱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요? 응? 네? 이렇게 민트다 민트 솔직히 이 마카롱에 이걸 뭐라고 하죠? 껍데기 이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카롱이 껍데기는 정말 굉장히 쫀쫀하고 되게 맛있어요 어. 내가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솔직히 이 마카롱 껍데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우와 자 이제 순위를 네.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5위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뭘까요? 하나 둘셋 와플! 네, 아쉽지만 네. 저런 베개 와플은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먹어봤던 맛이고 익숙한 맛이어서 그런지 맞아요. 오이를 그렇죠. 줬습니다. 서희는 허니브레드! 아, 허니브레드도 이 네. 와플이랑 마찬가지로 네. 되게 시중에서 많이 봤던 네. 모양과 맛이었어요. 좀 더 새로운 걸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럼 바로 3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마카롱! 예. 이 마카롱의 껍데기가 되게 어렵대요, 만들기가. 굉장히 쫀쫀하고 더 맛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대망의 1위! 그렇죠. 와, 1위. 1위. 지금 못지랑 케이크만 남았는데요. 아, 힘들었습니다. 네, 네 힘들었습니다. 1위는요? 방금 이 있었던 이, 이 케이크요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정말 좀 인생 케이크였어요. 어찌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직접 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 보이는 맞아, 비주얼보다 정말 이게 맛있을까 했는데 입에 넣는 순간 진짜 정말 새롭다. 맛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트와이스의 순례상이었습니다.